이 사람이에요 미즈사키 린타로라는 사람이 이거 스스모스를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일본 중부 지방에 있는 기흔데 거기서 태어나고 대구에 이민하러 온 거예요 어, 근데 미호가 어디야? 저쪽이네 여기서 농사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조성인이죠 한국인 조성인 4명이랑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27년에 완성된 게이 스선못이에요 오 이런 것도 있다 기후시에서 준 거네요 한일 신성교류회 이 예. 신기하다 아 이거구나 미세사케린따로 묘예요 모세기 어, 여기 적혀 있어요. 대구에 유일하게 있는 그 일본인 묘라고. 와. 뭐 별거 없 <laughs> 별거 없는데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신기해서 와봤어요 여기 수산못이에요 짜잔 아히르보토 생각보다 크죠 근데 이게 다 벚꽃이에요 그래서 봄에 오면 되게 벚꽃이 빡 활짝 펴서 되게 이뻐요 네, 이게 스선머시 으! 물이 자르러 가야겠다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 어디서 자르냐면 항상 저는 토모다치라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네, 토모다치라는 미용시, 미용실이 좀 멀어요 빨리 자르고 싶으니까 일단 주차해가지고 미용실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주차해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주차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 머리 자르러 일단 머리 자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머리예요 과연 어떤 스타일 될 것인지 뿅 머리 잘랐는데 뭐 괜찮다 생각보다 13,000원 그냥 아무데나 갔는데 괜찮죠? 오늘은 뭐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스선모 스선모 갔다 왔고 머리 잘랐고 다음에는 그 짐 싸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찍으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